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와이프 몰래 카메라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와 아울렛에 갔었는데 원피스를 너무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보기만 하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와이프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다 샀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행복하네요 이거 뭘까요? 나 벌써 선물 받았잖아.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지. 봐봐!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여보 선물이지롱. 여보 원피스 갖고 싶었잖아. 아 내가 16개밖에 못 사줬다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옷안 사? 아니지 그냥 이번 봄에만 나 이제 정말 핑계가 없어 나, 나 내일 내일 스타필드 가서 옷 사려고 했거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<laughs> 나 이제 나 이제 몇몇 동안 옷, 사, 옷 사면 안 돼? 아니야 내년에 또 사도 돼 내년에 또 사줄게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보다가 아니, 야, 나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뭐 열 받았어? 아, 니나 아니 나 내가 보다가 여보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다 샀어 그냥. 이거 아니면 이거는 다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다시 보내는 거야? 아니. 러시아 그런 서비스 있어. 어 그러니까 한국에 세개 골라서 주문하고 그세개 그 주문해 아니 하나 고르 골라 이거 내가 다 고른 거야 사이트 보면서. 네. It's not a joke. 아니 진짜야. Feels really weird. <laughs> 내가 봐서 여보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여보가 입었으면 좋겠는 거 다 넣었어. 골라 열어도 돼? 어 그럼. 아, 여보 한 번씩. You're serious? 어 여보. 어머, 지금 딱 보고 바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다시 만납해도 되지? 아니 다 여보 거야 아니 정말 이거 i s s too much It's really too much 아니야 Seriously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나는 16개 부족해? 정말 지 정말 옷 사는 즐거움 요거가 다 가져갔어 나 이제 정말 옷 못사 아니야 그러면 옷, 옷 사면 요거한테 욕먹지 옷 사는 즐거움 말고 옷 입는 즐거움으로 바꿔 이거 원피스지? 한번 봐봐 이거 이거부터 시작할게 응. 좋아요 구독 이제 와이프가 선물 받은 옷을 하나씩 입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패션쇼 한다 음. 미안해 <laughs> 어때 느낌? 두 번째 이건 어때? 내가 어, 많이 안 입었던 스타일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? 네 뭔가 nice girl good student 세 번째 이건 어때? 이건 똑같아 뭔가 이 색깔은 너무 파스텔 파스텔 그린? 사실 여보 그 색깔 사고 음. 싶었었잖아 예전부터 음. 어, 잘 어울려 <laughs> 네 번째 오 뭔가 이게 샬랄라 했어 이 느낌이 어때요? 느낌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없었던 이 색깔 왜냐면 나는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<laughs> 진짜 이제 혼자 옷 샀을 때부터 이 색깔은 할머니 색깔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샀어 나 30년 동안 이 색깔 옷 처음이야 응 근데 잘 어울려 그럼 그러게 응. 어. 요거 치마 중에 타이트한 치마 조금. 이거는 뭔가 아... going for a parents meeting 뭔가 조금 노블하게 뭔가 샬랄라 없이 좀 음. serious하게 for a business meet business lady career woman 네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몇 번이세요? 이 뭔가 무서운데? 음, 어. 뭔가 뭔가 직원 직원 식당 직원 같지 않아요?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애 어. 여보 검은색 치마 없잖아, 그치? 주문하시겠습니까? 네, 주문하겠습니다. 다음 목 보여주세요. 이게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? 이게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빨리, 거야? 빨리 여름 와서 음. makes me remember Cuba. 음. 큐바 생각난다. 맞아요. 그때 우리 살사 음. 수업 받았을 때 음. 뭔가 이거 딱 살사 주는 아, <laughs> 유일하게 바지 딱 하나 있습니다. 어때? 나 회사 가야 돼? 맞네. 취직해야 돼? 해야 될것 같은데? 근데 바지도 잘 어울려 생각보다 음좀 음. 살좀 쪘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 입었습니다 깔끔 어때요? 마음에 들었어요? 어, 이제 10년 동안 옷살 핑계가 없네 10년은 <laughs> 너무하고잖아 그래도 정말 나보다 이거 뭐 스타일도 잘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음, 앞으로도 부탁해. 내가 좀쉬게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래도 다 여보한테 잘 어울려서 나도 기분이 좋아. 다행이야. 그러면 이제 그만. 네. 안녕. 음, 안녕.